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잖아요 내 속이 어떤지도 모르잖아요 간절하게 딛고 있는 발걸음 당신은 방황이라 부르잖아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 뭐하고 돌아다니냐고 묻기만 해 그저 선명하게 살고 싶은데 모두들 숨을 죽이고는 가만 왜 남들 가다는 길 걷는 걸 반항이라 칭해 니들이 생각한 것보다 내 삶은 더 진해 당신이 몰라줬던 그 시간들 통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나의 걸 많은 상처들 Oh no 위에서 꽃이 피고 노래 부를 거야 We just drew on, a b 우리 모두 낯선 길을 가 길을 걷는 사람들은 먼지처럼 바쁘게 움직이죠 겉으로 그 웃고 들이지만 사실은 두려운 거 밟으려해 피지도 않은 것 때묻지 않은 마에 상처 하나 주는 것 별대수롭게 생각지 않지 그 걱정이 다리 못 뻗지 We are safe 그것이 내게 할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 적어도 소신을 지키며 살겠단 굳은 집념 멋대로 바꾸려 하지만 여태껏 내가 닦아온 길 매일 같은 시간에 살고 있길 Stay young 우린 벗어질 거야 It will be just fine 겁내지는 마 oh, 꿈을 쳐 다시 끝났고 너와 나 어디쯤일까 작은 발자국을 남기고 다시 떠나